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합니다.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오 주의 자녀여 너를 험하고 큰 그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리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증인으로 전도자로 채워주시기를 그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만남 너는 랩넌트로 이 시대 살리는 축복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언약의 전달자로 나가 그래 저기 그곳 황폐한 땅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셔 온갖 채워주시기를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 막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자기 가슴에 손을 딱 얹고 가사를 살짝 바꿀게요. 너라는 모든 가사를 나로 바꾸어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이 지시고 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. 고백합니다.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오 주의 자녀여 나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으니 나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리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주시기를 나의 그등이 시작한 심장 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 랩넌트로 이 시대를 살리네 나는 랩넌트로 이 시대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언약의 전날자로 나가 그래 저기 그곳 황폐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는 나의 그 Selamat